지방 흡입 후에 생기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을 바이어본드라고 칭하고 있어요. 수로 처음에는 부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. 부종의 내용물은 흡입하면서 생기는 지방 찌꺼기나 조직액, 수액의 일부가 서로 엉켜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. 인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지만 하 수술하면서 을 생기는 자극에 의해서 인프관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붓기 형태로 남게 됩니다. 이후 대부분 배출이 되어 붓기는 가라앉지만 일부는 딱딱한 형태로 남게 되어 이 부분을 바이오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. 림프관이 모여있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는 더욱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허벅지의 경우 안쪽 부위, 복부는 배꼽 주변, 그리고 팔에서는 겨드랑이 주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.